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늘 어릴 적 그리고 제가 어릴 적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소라게 아니면 도롱뇽 개구리 뭐 이런 것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붕어에 대한 추억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군붕어를 제가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열심히 길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군붕어 새끼들은 항상 보면 다 크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이 빨간색 군붕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군붕어 새끼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시죠? 제가 오늘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수십 마리를 직접 다 길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미리 물도 받아놓고 제가 미리 수중히터로 온도도 적당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물맛댐도 충분히 했습니다 물맛댐 거의 2시간 했거든요 여기 이거는 제가 직접 번식을 시킨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입양을 받아온 친구들인데요 이 분양자분께서 이 물을 깨끗한 물로 최대한 깨끗한 물로 해주고 온도 물맛됨을 신중하게 하고 저에게 여러가지 팁을 주셨는데 우선 치어가 너무 작아요 이거를 우선은 여기 안에다가 풀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오픈했는데요 소관에 한번 봅시다 우와 저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다 송사리 우리가 계곡이나 민물에서 잡는 이 송사리 새끼처럼 생겼어요 오 이게 다 나중에 빨간색이 되고 동글동글해지는 건가? 자 우선 이제 물맛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가 서서히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진짜 많아 몇십 마리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자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 군붕어들은 이게 바닥에다가 알을 붙여놓는데요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 부화한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옮겼습니다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10마리 20마리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한 무대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해도 20마리가 넘고 대략 제 생각에 한 4, 50마리 있는 것 같아요 자이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사육할 거냐면 모든 치어들은 입이 굉장히 작잖아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브라인 시림프를 먹일 겁니다 바로 브라인 시림프 자 짜잔 바로 이거 아시죠 우리 해파리 친구들에게도 먹이는 바로 브라인 시림프를 하루에 조금씩 세번을 주고 환수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환수도 조금씩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너무 작아가지고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찌어들이 제가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, 수온은 25도에서 26도 정도 되면 좋다고 하고요 얘네들이 보통 한 2주 정도는 성장을 해야 그나마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를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이 먹이를 똑같이 이렇게 흔든 다음에 위에다 한번 뿌려줘 봅시다 자 물론 여과기가 있지만 조금만 뿌려줄게요 자 좋아요 자 먹이를 뿌려줬습니다 오 야야 저기 위에 오오 오, 진짜 와서 먹는다 자 오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진짜 와서 먹네요 많은 친구들이 오진 않아 오 오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오, 근데 딱 보면은 어, 웬만한 이제 물고기 우리 군붕어 친구들이 하늘을 보고 헤엄치잖아요 그게 먹이 먹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우선은 이거 시작 단계로 해가지고 일주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 하고요 해파리도 일주 단위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이 친구들 키우는 신고식을 하였습니다